어? 잠시만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본다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반드시 읽어야 돼. 겠 아, 이렇게 편지를 직접 받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아, 약간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생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 어제 내가 생일빵을 너무 살살 때린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에 걸려 오늘 12시 지나기 전에 한대더 때릴 거니까 죽을 각오에 잘가 뿅 안녕 유정아 생일 축하해 항상 무대 하기 전에 손 잡아줘서 아, 약간 그런가?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고 좋았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생일 선물 좀 골라줄게 기대해줘 안녕 고마워 대한병 안녕 생일 축하해 어,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아, 자꾸 나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생일 제일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빌게 오늘 무대 너무 멋있었어 생일 축하해 대여봐 생일 축하한다 너 데뷔날에 아너 생일날에 이렇게 저방하게 돼서 되게 축하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대여비가 되길 내가 기도할게 생일 축하한다 안녕 규장이야 저번 다 생일, 선, 생일 선물로 체리비스트 줘서 고마워 그거 되게 형이 좋아하는 냄, 향수, 향기잖아 그, 그거 줄까? <laughs> 유정이야 아무튼 진짜 형 진짜 착하고 멋있는 형이야 형 진짜로 생일 축하해 대합이형 생일 축하해 어제 저한테 생일 선물 기대할게라고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실 장난이고 생일 선물 멋지게 해드릴 테니까 영원 앞으로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 저 케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